미안해 와 죽었다 <laughs> 아이고 걸렸다 회피할라 인 아 떨린다 와 진짜 팬은뭐 와씨 Yeah. 아, 이걸 이기네 lost his own seat.